hey! Hey, you! Who? Yeah, you. Long live ice, long live ice. Long. Got you, home. Hit me, hit me, hit me. You can't. Reach me with that hand. Reach me with that hand. Reach me with that. You cannot. Only 맞았죠 와우 친구들 어? 빡빡이 아저씨야 뭔가 냄새가 오 뭐야 마 연들 나왔 joking. Stop! Stop! Stop! Ah! Stop! Stop the brake! Stop! I got you, fam.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